뜯었습니다. 밑단은 뜯었으니까 기장을 자르려면 표적이었죠. 기장을 먼저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기장부터 잘라내고 그 다음에 소매로 들어가는 거죠. 지워지니까요 그래서 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끝나는 부분 얘기잖아요 1cm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딱 자른 거예요 갈아 넘겨야 되니까 살짝 떠든네 하나로 딱 가져오면 빠른다 했거든요 잘라냈으니까 뒷판을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넣고 뒷판 기장을 잘라야 되겠 손에는 왕복소매는 중요한 것이 여기서 여기입니다. 요 위치는 잘 맞춰주고 곡선만 제대로 딱 돌아가면 손에 딱 떨어져요. 거기를 안 맞추면 손매가 앞으로 나란히 있는다든가 열중 쉬어서 한다든가 줄이면은 어깨도 줄여야 되니까 밑에서 줄이면은 단추도 다시 다 나가야 되고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뜯는 겁니다 위로, 위로 줄이면 거예요 뜯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훨씬 빨라요 안 뜯고 그 자리에서 고물고물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 시간만 더 많이 걸리고 어떤 맵시도 안 나고 뜯을 때 과감하게 다 뜯어버립니다 무조건 알고 뜯어야지 모르고 뜯으면 안 되겠죠 어차피 어깨 어깨가 우선이겠죠 어깨 이 상동도 맞습니다 상동도 상동이 크면은 얘들 이렇게 찝으면 되는데 찝으면 더 좋은데 이것은 이제 찝으면 안 되거든요 저딱 맞는 편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상동은 찝을 필요 없고 허리산도 찝을 필요 없고 그대로 하고 기장하고 어깨하고 소매장만 줄입니다 그러면은 개신이 개신이 움직이지 않게끔 생다리로 해줘야 되거든 대신이 움직이지 않게끔 배치하고 속중도로 눌려있죠 원래 이만큼 줄이는 게 빠져버렸습니다 이쪽에 넣어 재단을 하려면은 안에서 이렇게 땡, 땡긴다든가 이렇게 울거든요 울다 팽편하게 넣은 상태에서 방금 뜯어서 제가 속주머니하고 이렇게 진이해 놓은 것을 뜯어버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대로 박을 거니까 실밥만 빼내면 돼 꺾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2인치인데 여기서 2인치를 보려면 주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겹치지 않는 음기가 꺾인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4분의 1만 꺾으면은 이 선에서 여기까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놓고 내놓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꺾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 하려면은 여기서 손으로 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양면. 아이런 가면 딱 붙는 거. 너무 많이 붙이면 표시나거든요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살짝하니막 붙여버리면 나중에 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데 가용 표시 나잖아요 4인지만 몸판보다는 4인치 크게 작업입 이게 아무리 뭐가 중요하냐면 중요한 부분만 딱 잡으면 제일 중요한 지점이면 아까 우리가 소매를 뜯을 때게 소매가 이렇게 반인치 가 앞으로 갔죠 앞으로 앞에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하고 곡선을 맞춘 겁니다 여기 올라가는 부분이 여기는 2cm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이 곡선이 맞아야 되는 거죠 소매가 이 곡선이 안 맞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맞으면은 소매가 안 맞으면은 그 소매 재단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재단할 때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맞으면은 소매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많이 들어간것 같은데요 하나 도전합니다 100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110 정도 되니까 100 사이 정도면 적지 이렇게 음, 여기를 미싱으로 먼저 박아줘야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좀 삼각으로 박으려면 조금 힘드니까 그냥 일자로 하고 스커트 띠칸지랑 박거든요 접어가지고 1cm 한 5mm 정도 접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bueno 빼야 되겠죠 이렇게 피는 다 빼버리면 돼요 붙여 있잖아요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심지가 붙은 쪽에다 붙여야지 심지가 안 붙어있는 데다 붙이면 자국 나요 있으면 물하고 이렇게 기어 나와 봅니다 이제 어깨를 암홀 처리를 해야 되겠죠 뭐를 암홀 테이프를 붙여주고 지금 보니까 음, 뭐라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그대로 박을 거니까요 많잖아요. 아까 뒷판은 지금 재단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러기 때문에 약간만 2 c m 만 두고 자연스럽게 이런 상동이 좀 줄어드는 거죠. 这最肥的 나이롱지를 해가지고 나이롱 해가지고 여기 다리고 암밑가시고 소매만 달면 됩니다 옵션이 딱 나와요. 시작해서 꽉 눌러버리지 말고. 봤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몰아도, 몰아도 됩니다 뒤로 제껴도 되고요. 뒤져보다 손에 가지고 아무리 얼마나 거냐면은 11 정도 됩니다 12대 cuyo 거치면 안 되는 거죠. 거치면 안되이 상태는 천천히. 이 파카링을 잘 잡아야 소매 산업에 있어서 박하는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옷이 소매가 잘 딸립니다. 이양극점에서는 손으로 이거 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느 세월이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더 넣어주고 이거는 들어간 데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간 데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키팅이안 되니까 키이되면 없으면 됩니다. 이 바늘 밑에다 놓고 how would 먼저 한번 대봅니다 먼저 해봐야 소매가 제대로 달린지 안 달린지 알 수가 있거든요 무작정 달아나가지고 소매도안 맞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어, 아까 소매가 보면은 반 인치가 앞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아까 표시되게 그여되게 그리고 여기 이선하고 이선하고 같이 들었죠 그 아까 자를 갤 때게 아모자를 갤 때게 여기랑 맞췄기 때문에 이거 맞,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을 때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조금만 더 들어간다든가 밀린다든가 파카링이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앞판하고 뒷판 딱 곡선이 아직 떨어져야 옷이 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맞은 것 같아요. 정선이 음. 소매상 맞춰주고 여기는 파카리는 여기가 소매상인데 지금 4분의 1 정도는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로 쪼개서 여기가 파카링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조금만 들어가요 아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딱 들어야지 여기서 몰아넣어버리면 손에 오르고 이 정도는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상대 산 이유로 지금 여기도 보면은 크죠 큰 편이죠 이거 이제 밑으로 접어도 되는데 큰 경우는 딱 안 맞으면 접어서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손님이 골 보고 겨드랑이 들 일은 없으니까 아,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놨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말안 하면 모르죠 잘 맞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일자로 지금 쭉 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요 소매가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일자로 반대로 떨어지면은 소매가 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매만 달고 올라 달고만 하면은 끝이죠. 그러면 다리면 되겠죠. 예. 아까 섬에 표시해놓은 그 여기 앞쪽에 아이튼 넘어가는데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 스케치가 파카림이 가만 안되니까 스케치가딱 당겨주고 이 위치는 자연스럽게 넣어주고 시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넣어주고 이렇게 지금 딱 당겨줘야 됩니다 1cm 정확하게 넣어줘야 조금만 틀어지게 걸면 손을 올리는데 굉장히 예민한데 그러니까 앞판이 너무 커서 손에 사진이 한 4면 정도 한 뒤로 넘어가겠 잡아서 되는 거고 음, 그런 식을로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여기가 앞판 있니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돌아가는 데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요 옥선이 옥선이 1밀려서 풀리하고 지금 카메라 봤을 때 지금 카메라 봤을 때 여기가 곡선이 이렇게 딴데되 나와가지고 여기가 조금만 안 맞으면 이렇게 된다든가 여기 온다든가 그래요 이 곡선이 이렇게 대싹 나와야 돼요 아주 A급입니다 처음에 이 정도 달 정도 되면 백화점 수선사 가도 이거 지금 소매상 반인치가 저쪽에 반인치가 앞으로 갔으니까 이쪽도 똑같이 반인치 앞으로 가면 되죠 겠 그럼 이쪽은 따로 제 필요가 없으는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저쪽 반는 반대쪽 다깥은 감각대로 그대로 다 하면 되는데 아판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다고 했죠 제가 여기는 하카링이 들어가도 안되고 나와도 안되고 똑같이 겉은 그대로 한 5cm 정도까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곡선하고 곡선이 틀어져도 안되고 하카링이 들어가도 안되고 나와도 안되고 이렇게 하늘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4분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유인 선내산까지 가기 때는 항상 신경을 써서 가야 돼요 저쪽, 저쪽하고 바람색을 맞춰야 됩니다 신호에만 변화보면 뭐 거의 다른 건 맞춘 거죠 장면 팔찌 뒤로 1cm 가게끔 해가지고 박은 선에다가 그대로 박아보면 박은 산에다 정확하게 딱 박아보면 옷을 뭐 데렸을 때 옷이 딱, 참, 딱 달라붙는 맛이 있어요 물지도 않요 10%가 다 여기 선물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1 0 0 단위치가 1cm가 뒤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 한 같이 넘어가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스타링 주고 해가지고 손매가이렇게딱넣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니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뒤집어야 되겠죠, 일단은. 아까 바꿔야 되는데, 박았으니까. 바꿔가지고손매만 달면 됩니다. 자동미식의 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쓰는 게 좋습니다. 훨씬 순간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그냥, 그냥 이런 미식으로 하려면 굉장히 늦습니다. 저는 뭐 한 25년 전부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썼거든요. 구멍을안 내놔서 저쪽을 빼낼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몰리면 은 이거 지금 새끼판이니까 뒷판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소매산이 여기 여기다 맞춰서